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문의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PCM-A10을 DSLR 또는 스마트폰의 외부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DSLR의 경우에는 손쉽게 가능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DSLR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부 마이크 단자가 있는 DSLR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영상에 PCM-A10으로 수음된 소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PCM-A10의 리허설 모드를 이용하여 적당한 녹음 레벨을 조정한 뒤 3.5파이 헤드폰 단자의 억스 케이블을 DSLR의 입력 단자 쪽에 연결하면 됩니다. 한 가지 유용한 팁이라면 리허설 기능 말고 PCM-A10의 녹음 버튼 눌러 녹음 모니터링 상태에서 DSLR의 영상 촬영을 진행한 다음 사용하시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PCM-A10에 녹음된 음성 파일과 DSLR에 녹화된 영상 파일의 음성 파일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영상과 음성의 싱크를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제가 가진 NX1의 경우에는 카메라 자체의 마이크 입력 단자의 앰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도 합니다.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PCM-A10의 헤드폰 스테레오 출력을 스마트폰의 4극 단자로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수정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이 경우 필연적으로 녹음 품질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DSLR과 PCM-A10의 조합처럼 후편집 프로그램에서 PCM-A10의 wave 파일을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 파일에 싱크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용 외부 마이크를 연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쉬운 세팅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p c m a 을 영상기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